이리야 어서 가자 마내 모시고 사는 세상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 일을 못 하나요 이빌어서 가자 밭가리 가자